안녕 유튜브 친구들 그 전에 영상 시청 전에 Hey foreigner guys please press 유튜브 subtitle 버튼 오케이? 왜냐 오늘은 좀 허전하겠지만 션이 좀 아프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솔로로 리액션을 진행하게 됐는데 뭐 저의 솔로 리액션도 좋아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빈자리 안 느껴지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Bruno Mars나 약간 이런 노래 풍의 노래를 좋아한다면 이분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아티스트는 The Weeknd. 노래 제목은 Blinding Light. 어 바로 The Weeknd의 Blinding Light를 할 건데 The Weekn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위킨드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래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럼 서론 다 제쳐두고 바로 위킨드의 음악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외쳐보죠 l 원, 투, 쓰리, 릿, 액션 가봅시다 더 위킨드의 블린딩 라이트 뭐야 입에서 피가 잔뜩 나오는데? 어, 이런 노래였어요? 뭔가 예상을 벗어납니다 굉장히 무섭네 뭐 공포야? 약간 저번에 봤던 뮤직비디오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느낌이 듭니다 뮤직비디오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의 어? 맞겠죠? 어? 오 어, 뭐야 <laughs> 이 느낌은 완전 약간 춤 이렇게 춰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굉장히 신난다 이런 식의 춤이 <laughs> 굉장히 어울리는 반주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와 앞에 쪽 듣고 왔는데 여러분도 느낌 오시죠? 이거 약간 시티팝 느낌 약간 city pop이 약간 옛날에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이제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지금 The Weeknd가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저도 그렇게 old한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춤이 막 절로 쳐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고 진짜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제 영선과 션의 이제 프로젝트 앨범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이 저희도 막 city pop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랑 갑자기 너무 겹치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순하고 션이 거의 더 위킨드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음악의 <laughs> 흐름을 잃고 있는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거를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고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헌정 노래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랑 노래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좀 더 봐야겠지만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좀 나고 앞에 약간 호로적인 느낌이 왔는데 그 호로적인 느낌은 왜 담았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는 오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Oh, oh, 노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네 어우 oh, 너무 신난다 이 부분 완전 시티팝 느낌 아 이 느낌을 잘 아실라나 모르겠네 난 너무 좋은데? 오 아니 너무 신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저번에 한번 이제 개구먼들이 모여서 셀럽파이브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선보였던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춤도 막 이렇게 추고 했는데 그런 게 자꾸 생각나서 너무 신났고 중간에 딱 반주 나올 때 제가 아까 느낌 아시죠? 이랬던 것처럼 그게 진짜 전형적인 약간 진짜 옛날 레트로 느낌의 시티팝 느낌이어서 날 너무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춤이 막 절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다. 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계속 들어보고 싶어요. Let's get it. 달리자! 갑자기 느려졌네 오, 오 실험적이다 어이구 대단한데 허허허 달려! 야 노래 더 너무 좋다 와 아, 좋, 좋은데? 오. 와우. 와 노래를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네 어 이런 instrument를 갖고 올 줄이야 진짜 Wow. 너무 좋았어요 Wow. 아 이거는 내가 전의 빈자리를 메꾼 게 아니라 The Weeknd 노래가 빈자리를 메꿔버렸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laughs> 자 오늘 The Weeknd의 Blinding Light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듣는 내내 너무 신났고 중간에 딱 반주가 나왔을 때 진짜 막 흔들어 째겨버리고 싶을 정도로 완전 신나게 들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80년대 레트로풍의 그런 반주를 갖고 와서 더, 신선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 너무 놀랍게 됐고 진짜 션하고 영선의 노래가 막 떠오를 정도로 다 놀래고 있어요 션, 영선, The Weeknd 야, 이 느낌을 막 살려내는 거를 너무 진짜 지금 막 흥분해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패션도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옛날 패션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 느낌이 또 이렇게 신선하게 갖고 오니까 요즘에 하고 있는 음악보다 더 신선하게 들렸고 너무 흥분에 젖어서 이렇게 계속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he Weeknd라는 이 아티스트가 진짜 아티스트로서 굉장한 역량이 있다는 게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느낄 수 있었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멋있다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사도 뭔가 이제 사랑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너가 없으면 난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가사를 막 많이 이렇게 염두에서 안 봐도 이 노래는 그냥 마음으로만 들어도 사람을 되게 흥분시키는 노래였고 진짜 이 노래 누가 들어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80년대나 그런 어, 어렸을 때 뭐 그런 해상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셨던 사람이라면 이 노래 들었을 때 그 옛날 그 감성에 또 젖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롤러장 같은 데서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진짜 예쁜 여자친구랑 이제 롤러 타면서 어 막 춤도 추고 그런 풍의 노래여서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진짜. <laughs> 진짜 오늘 션이 없어서 굉장히 이를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The Weeknd가 이런 너무 재미난 노래를 갖고 와서 저도 모르게 진짜 찐탱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뷰고 리액션이었어요 와우 그냥 여러분들도 들으면은 그냥 그 느낌 그제로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좋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진짜 오늘 더 위킨드의 블라인 나이츠로 혼자서 리액션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는 거 너무 즐거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이제 감성이 풍만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좋게 들었으면 많은 코멘트 남겨줘서 저희한테도 한번 그런 감상평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더 붙여서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신다면 여러가지 멀천다이징 그리고 여러가지 뮤직비디오 노래 여러가지 멋진 행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등장할 테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 stay tune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솔로 리액션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봤고 다음에도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그럼 안녕